2021년 1월 1일 첫날이다. 허리 쪽이 이물질로 가득 차서 양옆 허리 꺾기 할때 빡빡하다. 살이 물렁물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살이 찌고 압축이 되다 보면 단단하다. 바지 안 빨아입나 바지 올려 치과 가서 이빨 썩은 거 다 갈아내고 머리도 좀 자르고 옷도 좀 사입고 그래라 돌았나 머리 어디서 잘랐는데

Thank you. Thank you.

참가자왜 그러는데? 어이야 어야어야어야 호박죽 어야 파김치 통오징어 삶은 거어야어야어야 새우골 어이야 어야어야어야어야어야어야어야어야어야어야어야 오뎅 네개 어야 에그타르트 어야 간장고 어야어야어야 라보기 어야 프리글스 어야 아유. 그만 좀 해라.